嗯嗯嗯嗯，不菜。 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오늘은 우리 온 가족 나들이 왔어요 어, 우리 똥이도 있고 남편 같이 네, 친구, 빅토리아라는 친구 같이 왔어요. 오늘 미카한테 한 마리 배웠어요. 금관산도 식후경 그래서 구경하기 전에 먼저 밥 먹자. 오늘 메밀국수, 온메밀, 비빔면 먹고 구경하자. 먹자. 음, 음, 음. 밥을 먹자. 음, п о п Как? И запей мои совкот. Мачсе. Вкусно. М -м. Еще надо. Да, ты, господи, давай уже кунай. Тонса? Метта. Остров? Остров? Ну, ну по мне немножко ну, Ну, Я думаю что он очень не острый. острый, да? У меня просто после родов какое-то время же вообще не ела острое. Чтобы молоко не прошло. И потерялась с норовкой, знаешь. Теперь тоже. Как Прям как ну, это? не острая, она ем обливаю ну, слезами. Перченая такое. Немножко перченая. Ну, ну вообще. Это, я думаю, это зеленый перец. Да, он не красный. Mm. Крэ. Немсе район, немсе район. 아니야 냄새는 뭔가 한국 사람한테 좀 미안한데 나한테 동이 은하 냄새 밥할 때 그런 냄새 밥할 때밥 냄새 아니야? 여기 집에특진 메밀국수예요 직접 만들고 메뉴도 3개? 3개밖에 없어요 3개 <laughs> 어 비빔? 아니요 메밀 메뉴 비빔 곤 그리고 냉면 그리고 직접 만들고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메밀만두 아 나 먹어도 돼? 좀 배고픈데 하하하 음 이렇게 맛있는 메밀 진짜 오랜만이에요 브러쉬에서 메밀면 진짜 없어. 없어. 그냥, 메밀, 그냥 메밀만 먹자. 응, 그냥 메밀. 그래. 아침, 그러니까. 점심, 저녁. 아, 거짓말. 네. 근데 음, 우리나라에서 메밀 슈퍼푸드, 슈퍼푸드잖아. 네. 음, 왜냐하면 어? 글루텐이 없어서. 글루텐 없고 성분이 되게 좋고 사실 팥보다 진짜 조금 더건강한 편? 해변 좋아요. 뭐? 그 해변. 그 해변? 변비. 화장실 잘 간다 뭐. <laughs> 아닌데? 화장실. 응. 진짜? 키피랑 아. 알았어. <laughs> 요거트 같이 먹어. 아, 소화 잘 돼. 그거는 메밀 때문이 아니라 요거 때문 아니에요. 아, <laughs> 메밀, 메밀. 이렇게 말대로 메밀 그대로 메밀을 먹으면 디톡스가 돼. 디톡스. 청소, 청소해요. 근데 음, 생각해보면 어떤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들 다이어트 할 때 그리시카밖에 안 먹어. 뭐, 메밀밖에 안 먹어. 니와리오네. 니와리오네. 생그리시카. 응. 생. 그냥, 그냥, 네, 그냥. 알아서 네, 갈아서. 가루 만들고 음, 이렇게 뭐 가루 완전 가루 아니고 조금 뭐, 아. 주스랑 하고 네, 네. 이거 뭐 요구르트, 요구르트 같이 마셔도 음. 이거 파이, 청소, 해요 파이버 알아? 파이버. <laughs> 해 네, 네. 네, 네, 네. 이거 크레면에 어. 좋아요. 그아니요딱 2, 2유로 이렇게 먹어요. 딱 2, 2유로. 바로 2유. 그래서 장, 장 청소라고 해요. 와사도 넣지 않아? 네. 와사비 와사비 매운맛 달라. 맛있어. 사실 한국 사람들이 면 먹으면 나처럼 이렇게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Только н а д е л а е Я так не делаю. 친구도 그렇게 안 한대. Я тоже так не делаю. 빅토리도 그렇게 안 한대.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거 스파게티 나쁜 의미야? 아니요 이거 스파게티처럼 근데 이렇게 하면 먹, 먹으면 편하잖아 이렇게 먹으면 계속 그래, 계속 빠지고 뭔가 아, 진짜 먹지아 <laughs> 진짜 아마추어다 아, 아 나이 특징이야 얼마나 불편해 봐봐 왜냐면 이거 계속 연결되고 있어 알았어 Это с т ы д н 나중에 미카 잘라달래. 틱친. 왜냐면 안 씹어요. 간이 포기 막을까봐. 어, 안 씹어요? 네. 우리가 뭔가 소안 되는 걸 좋아하네요. 음, 음, 음, 음, 음, 고사이. 음. 너무 안 잡았어서 My way. 내가 my way로 먹을게. 간장 같은 거 없나? 나 Внутри не, не гречка. 미국 수집 음악도 좋아 <clears throat> 디스코 вот к о 안 씹고 먹는데 그냥 입에 넣고 삼켜 봐봐 이빨 이빨 필요 봐봐 봤어? <laughs> 아니 봤어? <laughs> 빨 필요 없어요. 아니 진짜 봤어? 어? 미래 나중에 할머니 됐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뭐, 네, 푸드 푸드 파이터 하고 싶어요. 발이 <laughs> 먹으니까. 아니 다시 보여줘. 네. 다시 보여줘. 아니 진짜 난 국수 봤는데 뭐 2초 만에 미카 입이 아무것도 없어. <laughs> 남편은 약속했어요 근데 음, 다른 것도 요 밥도 마, 마셔요 음. 아니면 채소, 채소만 씹어요 뭔가 바삭바삭 이런 음. 거 음, 씹어요 아니, 아? 쿠키, 네, 네 이런 바삭바삭 바삭? 네, 만두 나 마셔요? 아마? 지, 지금 그러니까. 생각이 어. 없어요 <laughs> 네, 생각이 없어요 안 안 씹고 먹는 사람. 러시아 여자. Я не задумываюсь даже. Я все? Все. Я не задумываюсь. Вот ты сейчас меня спросила, я, а, я кусала или не кусала? 진짜 씹고 바로 없어지는 거야. 내가 보기에 미카 탤런트 쇼 나가야 돼.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이거 건강 안추워요 네. 근데 소화돼? 다른 다른 사람들이 <laughs> 소화돼? 잘 하루 소화도 잡은 네번 네번 3번 이것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laughs> 난 죽어야 돼. <laughs> 어떤 замечала за мной? 잘 먹었습니다. 여기 와우 정사 맛집 추천. 평상국수. 평상국수. 자, 이제 와우 정사라고 오고